어, 미션을 받았는데 어, 이 촬영장에 적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... 어? 있어 어 아침, 점심, 저녁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저, 저는 저녁입니다 저녁이 제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입니다 네 <laughs> 다음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제 네,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도 귀엽고 강아지가 동물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다음 우리의 비밀 암호를 말해주세요 오? 어? <laughs> 암호는 아닌데 우리가 우리 우리의 유행어는 진짜 렛츠고입니다 렛츠고 다음 오만이 있네요 일주일 동안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은 음식은 붕어빵 저는 진짜 음식 중에서 붕어빵이 가장 좋아해가지고 <laughs> 네 일주일 질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응? 아 오, 마니또 미션 <laughs> 잘하고 있네요 사실 마니또는 어 제가 좀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<laughs>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진짜 너무 재밌어요 오늘 진짜 너무 이 밖에서 찍고 있는데 텐트도 있고 뭔가 많은 소품들을 쓰고 많이 뭔가 새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은 아 귀여워 일로 와 이거 요 <laughs> 이거 귀여워 저도 음, 활동하다가 저 조금 지나면 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어 있었어요 Wow. 무인도 갈 때 물건 3개를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나요? 어 무인도 근데 막 핸드폰 가져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일단은 물동 물통이랑 램프랑 나이프를 이 세 개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! 아 진짜 많이 있다 어.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<laughs> 어떤 음식이 떨어지, 떨어졌으면 좋겠, 좋겠나요? 저는 붕어빵 붕어빵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인생 좌우면 저는 춤이 좋아하니까 인생은 춤이라고 네 좌명입니다 지금의 기본, 기분을 다섯 글자로 어 기분이 졌다 오케이 <laughs> 오와 원래는 좀 여름을 뭔가 즐겁게 지낼 수 없어가지고 좀 바다에 못 갔어요 원래는 어 내년은 좀 가보고 싶어요 머리가 있네요 이걸 좀 안에 있는 <laughs> 거를 와우 오후?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거는 한 것은 어,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네,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<laughs> 여기 봐볼까요? 어. 어,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까만색이랑 저는 보라색이 좋아합니다 옷도 검정색 검, 까만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까만색이 좋아하고 그리고 보라색도 좋아해요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계절 저는 봄 봄이 봄이 좋아요 근데 겨울도 좋아하고 다 다다 다, 다 좋아해요 어디에 너무 많아서 어디 <laughs> 어, 어 있었어요 어 지금 지금 눈 눈앞에 팬분들이 나타난다면 하고 싶은 말어 일단은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좀 감사를 감사하고 있는 뭔가 아직 마음을 뭔가 좀 전달하고 싶고 나는 사랑한다고 네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 게임 너무 재밌었어요 또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